어, 우리 현민이하고 현민이하고 저는 목포에서도 왜 발도냐 우리? 외, 달도 외달도 외달도 섬으로 가서 드라마 촬영했습니다 까메오죠 멋진 연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볼게요 네, 아, 여기는 목포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배표를 타야 되는데 아, 매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나타나실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일정은 이렇습니다. 목포 여객선 터미널을 떠나서 쭉 타고 달리도에 갔다가 달리도에서 율도로 가고요. 율도에서 외달도로 갑니다. 이게 저희의 스케줄입니다. 자, 여긴 목포, 목포입니다. 아, 목포 여객선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요. 저기 케이블카가 아, 쫙 이어집니다. 이야, 대단하군요. 엄청 길어요. 여기서 저기까지 여 나중에 꼭 한번 타보고 싶네요 재밌겠구만 바짝 묶어 아니 지금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는데 왜 배가 안 오죠? 캔슬이요 응 캔실 캔실 응 저, 다음 배 다음 배는 언제입니까? 다음 배를 우덜한테 물어보면 쓰간디 하늘에 물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예. 에이 내일은 배 뜨는 거죠? 내일은 내일 가봐야 알겠지? 네 몰라? 또? 그 늦어도 주말쯤이면 잠잠해지겠죠? 주말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아, 처음에 오면서 일기예보도 확인 안 하고 왔대 다음 주까지 풍랑주의보가 계속 따온디 윈드웨이브 그러지 Wind wave 보는가면 어. 에이크. 헬기! 헬기! 헬기 이런 건 못해요? 어따베 헬기를 지 맘대로 써보면 쓰간디 그거 다 오는 돈 세금인디 그래 세금이지 그럼 이 배는 지금 나갈 수 없나요? 어, 어 나갈래야 나갈 수는 있는데 지. 예. 다 죽어버려 가긴 가는디 골로 가지 골로 골로 가요 옛날 분들 보고 싶으면 타셔 작년에도 그냥 1년씩 우리가 못 나가고 그만하시오 그런 얘기는 좀 반장님! 제가 진짜 주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야 된다니까요! 반장님 놓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사람 죽음을 나도 죽고요! 나도! 너는, 너는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좀 살려주십시오! 너 아, 혼자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는다니까! 오만금을 줘보시오! 뒤질라고 나갈 사람이 있는가? 한 판을 아, 시작서 나면 팔아야 돼요! 세상 빨리 주 아, 이래 작아 봅시잖아요 나도 앞에 반지가 아니야! 자 지금 촬영이 끝나고 끝나고 한 잔 먹습니다 참치 아, 참치에다가 어, 참치 라면 국물 바닷가에서 새우탕이죠 오늘 촬영한 소감 어떻습니까? 아 굉장히 또 우리 박혜진 배우님 어. 김홍수 배우님께서 너무 우리를 잘 환영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어, 함께 티키타카 너무 좋았어. 최고였어. 아, 맛있게 먹어. <laughs> 꿀맛이죠. 자, 오늘 함께한 아, 소감 상당히 좋았고 정말 호흡 딱딱딱 맞게 재미있게 잘 놀았던 것 같고 아마 저희가 7화에 나오는데 신나게 시청률이 확확 올라가서 아주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화제되는 좋은 드라마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꼰데이턴 파이팅! 음.